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<laughs> 어, 오늘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<laughs> 어, 지금 지금은 집이고 어, 엄마 집을 가서 대게를 먹고 이따가 어,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평택을 나갈 것 같은데 어, 한번 잘은 못하지만 찍어보겠습니다. <laughs> 뿅 우리 집의 청소 1등 공신 로이 <laughs> 자 구두를 신고 가볼까요? 이제 키가 올라갑니다 쑥 <laughs> 지금 알았는데 신랑이 먼저 내려갔어요. 너클. 엄마 집 왔어요. 그거 계란 엄마 뭐지? 내가 모르고 물김치는 못 갖고 오고 이거 이건 뭐였 이거 순무김치랑 음. 아웃썸 짠! 결이 살아있는 계절. <laughs> 엄마 이거 먹어 아니 아니 엄마 괜찮아. 이렇게 빼먹으면 돼. 아 뜨겁긴 뜨겁다. 엄마 아. 음 맛있어? 야 진짜 맛있다. 달지. 응응응응응 음 음, 음, 음, 음, 음. 음. 달지. 짠 음. 지금 게를 다 먹고 어, 셋다 좀 느끼해서 짬뽕 먹으러 가려고요 고고 음, 짬뽕 제가 약간 계단 공포증이 있어요. <laughs> 국민학교 다닐 때 계단, 계단에서 한번 굴른 적이 있어서 어, 트라우마인가 봐. <laughs> 이게 계단 색깔이 똑같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 약간 무서워요. 순간 헷갈려하고. <laughs> 나도 짬뽕. 어, 짬뽕. 개운하게 감사합니다 아 앞자씨 한 사람당 하나씩인가 네. 아저 주셔도 돼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이제 짬뽕을 먹고 어, 엄마는 집에 모셔다 드리고 택역 쪽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<laughs> 배불러 <laughs> 자 여기는 지금 평택으로 왔어요 음, 이따가 중국에서 오시는 분이랑 미팅을 해야 돼갖고 어, 어, 그분이랑 만나는 게초면이랑 영상은 못 찍을 것 같고 영상 끝나고 음, 영화를 보러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카메라 켤 수 있으면 켤게요 안녕. 자, 참걸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음, 현빈 너무 멋있어요. <laughs> 어, 이제 창골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저희 집 동네에 음, 고기 먹으러 가려고요. 고기? 오빠 고기 100인분 먹어도 돼? 종종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데 빨리 직원분이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계세요? <laughs>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오빠 먹어봐 음. 청소년 여러분들 술은 안 돼요 겉에다 차돌박이 음. 음? 볶음김치 같아 음. 서비스로 주신 육회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. 아 오늘 하루 너무 재밌었어요. 음, 그리고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어, 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네요. <laughs>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어, 영화도 보고 재밌는 하루였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. 저는 가보겠습니다. 안녕 오즈 사랑해요.